걸어 목마른 가슴들이 빗속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부른 그 이름 그러나 캄캄한 길 말도 없이 돌아간 그 사람 마음속 깊이 아 사무치는 아픔 옛사랑의 종 Maria 서글퍼서 아쉬운 가슴들이 비 속에서 어쩌다 만나 서로 잡은 그 손길 그러나 미련일랑 남김없이 살자고 다지만그 마음 속에 알 새겨지는 아픔 또 하나 歌。